막해도 돼? 명예훼손 안 당할까? 뭐 아, 왜 내가 갑자기 왜 너니? 나왜 불렀어? 지난번 직원교육 때 해주셨던 내용 참고해서 이제 성경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강남 인 강남 표준 이런 말에 맞춘 성형이 대세였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뭐 눈 크고 코 오똑하고 뭐 일단은 좀 볼탱탱하고 깨끗한 피부 이런 게 이제 미적 기준이 됐는데 뭐 요즘은 예쁘고 잘생긴 그 기준이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건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연예인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분이 박서준. 옛날형 미남은 아니죠. 밸런스가 좋은 요즘형 미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마가 좀 좁아요. 요즘 트렌드가 조금 조금 조금씩 더 이렇게 이마가 더 좁아지는 추세라 가지고 이마가 일단 좁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눈썹하고 눈 사이에 거리가 좀 충분해서 시원한 눈매도 가지고 있고 해서 눈이 막 부리부리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미지적으로 이제 호감이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정해인 씨는 뭐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앞에 박서준 씨보다는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밸런스가 맞는 이유는 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고 눈 뜨는 힘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눈하고 눈썹 사이 의 거리가 박서준 씨보다 더 멀어요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 비율 그리고 이마 비율이 밸런스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요즘형 미남 밸런스가 맞는 미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마의 거리가 좁아요 요즘 트렌드죠 눈썹하고 눈 사이의 거리가 조금 그래도 시원하게 이어져 있는 편이고 짙은 눈썹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비율 좋은 연예인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정혜인 씨처럼 눈 뜨는 힘이 좋고 눈하고 눈썹 이제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시원하고 이런 분들이 선한 역할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좀 박서준 씨나 아까 강하늘 씨 같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악역도 잘 어울리는 이제 마스크가 되는 거죠. 정말 설명 듣고 보니 역할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여자 연예인 중에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마 수술을 갖다가 많이 하는 원장님들 사이에서 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김고은 씨죠. 동양적이고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쌍 쌍꺼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시원한 눈매를 가지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마하고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 충분히 잘 밸런스 맞고 있고요. 또한 눈 뜨는 힘이 결정적으로 크게 약하지도 않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감 가는 이미지 대표적인 연예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박소담 씨인데요. 눈이 좀 작긴 하지만 그게 매력 포인트인 분이고 아까 말했던 김고은 씨보다는 이마가 조금 더 좁죠. 그리고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는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마에 비해 가지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더 멀어 보이고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비단 눈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의 밸런싱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현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서현진 씨도 보면은 이마하고 눈썹하고 눈 사이의 거리하고 이 비율 매우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고양이상으로도 이미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밸런싱이 잘 맞고 해서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100%, 120%, 150%뭐 충분히 내뿜고 있는 배우라고 보여집니다. 세팅하고 여자 연예인 다 세 분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 안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밸런싱에 있어가지고 잘 맡고 있는 분들이고 이마의 길이 그리고 눈썹하고 눈 사이의 길이의 비율이 적정하게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굳이 화려한 쌍꺼풀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럼 역할을 맡을 때 이런 이미지 얼굴 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옛날 스타일의 이제 미남이나 미인은 악역을 같이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즘 스타일이 이제 밸런싱 자체로 이렇게 뭔가 호감적인 얼굴은 상대적으로 무쌍인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이 조금 작은 편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악역까지도 충분히 잘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배역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질 수는 있겠죠. 아 너무 재밌어요. 음. 빠져드네요 원장님. 뭐가 빠져드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수부터 했는데 이제는 이마 눈썹 성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마 성형이나 이마 눈썹 성형은 옛날에는 이게 안티에이징 그니까 항노화 수술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수술을 찾는 분들이 사실은 20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저도 눈과 눈썹 사이가 좀 좁은데 눈썹을 깎는다고 해서 좀 달라질까요? 예, 늙은 거예요. 네. 눈썹을 깎으면 당연히 좀 달라지죠 눈썹을 그리는 화장술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아래 부분을 깎아서 새로 그리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야지 여기 불룩한 게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눈썹 자체만 새로 그린다고 해서 눈꺼풀이 불룩한 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도드라지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되는데 한계점은 있어요 시집 갈때 <laughs> 그럼 이마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양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서양술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매몰 수술같이 쌍꺼풀도 제일 간단한 거 감은 갈수록 이제 큰 수술들로 점점 발전을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복고 열풍 비슷하게 내 기본 틀과 내 이미지 자체는 안 해치는 그런 수술을 좀 젊은 친구들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마 수술이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본인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는 수술은 아니고 이 비율을 잡는 수술이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긴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마 성형은 얼굴 성형의 미래네요. 개성은 살리고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뭐 힘든지 모르게 예뻐지고 젊어지고 고급 저 이게 이마 성형은 하고 나면 와 너 이거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야너 어딘지 모르는데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인다 좀 어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에 가까이 가는 게 이 수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부탁되게 하는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겠죠? 병원 선택이나 상담받을 때 체크해야 할 부분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은 뭐 그 병원 내시경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수술을 하는 병원이 되니까. 두 번째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과연 맞는지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이 트레이닝을 받은 분인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제시를 해주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인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마 수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축소 거상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